안 물어 어 바퀴벌레 빨간 이지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안 웃었어요 엄마? 귀여워 네. 네. 아, 여름 못 말려. 아, 이런 거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. 아, 더워! 아, 아, 올려놔! 올려놔! 올려놔! 와. 어. 야, 세민아, 손 떼고 있지, 나. 아니야? 몇 살이니? 오케이.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야, 너 여자야, 맞아. 네, 네, 쳐다보고 계시면 돼요. 네? 원하시는 질문을 떼지 말고요. 계시면 돼요, 네.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지금 질문? 어, 저 여자래. 너 네, 여자래.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질문이 선택되신 다음 주 로또 번호 알고 있어? 다음 주 로또 번호? 가자! 가자! 가자! 살해당했어, 살해당했어. 씨. 억울한 거 있어. 사야당. 아니 살해당했어. 억울한 억울한 거 있어. 살해당했어. 억울한 거. 억울한 거 있어. 이때 이때. 이때 어떻게 억울하네. Oh my god 로또 번호 없어? 혹시 혹시 복수하고 싶어요? 너 누가 너를 죽였어? 누가 너를 누가 너를 죽였어? 누가 너를 죽였어? 야야야! 아, 뭐야 뭐야 뭐야! 비둘기야 뭐야? 진짜 수현이 형 수현이 형 수현이 형 도망가 도망가! 나 왜? 도망가! 우리 아는 야 우리 아는 야 도망가!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예! 뭐라고? 어. 어. 어, 어. 어 어디 가니? 왜 운전하고 있니? 나 혼자 하니? 야야야 야 옆에 봐봐 옆에 오 뭐야 뭐야 옆에 여자 봐봐 무서워 오늘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? 아 이거 그 프롤로그다 그거 그 사고 난다 이제 아아 야얘 아. 빨리 죽었어 야 어떻게 야! 야 이이 일어나 쟤 죽여 쟤 죽여 수현이 형 죽여 왜 날 봐? 어. 봐봐. 그러지 마. 미안하다. 미안. 어, 계속됐다. 와! 와! 아 뭐야? 아니 맞아.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와! 와! 아, 아. 어 뭐야? 와! 어, 아, 와! 안녕. 와! 아니 아니 아니. 세빈아. 네? 너 손댔어? 안 됐어. 나 지금도 안 됐어.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어, 가동했다 여기. 어! 어 뭐야? 야 뭐야? 먹지 마! 야, 얘 팝핀 잘한다. 와, 아, 씨. 샷! 핫! 샷! 헛! 헛! 헛! 다 피했다! 어. 아. 피해, 피해, 피해, 피해. 아! 아, 아 뭐 글러브 아니야 글러브? 어 뭐야? 우와 우와. 뭐야? 하지 마. 하지 마. 저리 가. 저리 안 가? 아왜 가만히 있어 얘는? 아, 뭐야? 남자야 여자야. 벌레야? 아 벌레야 아, 저야 빨리 빨리 어, 어, 어, 야, 야 도시락이야 도시락이야 도시락이야 여기서 감동 같다 어, 야, 맛있다 맛있겠다 야, 불 꺼지는 거 아니야 이거? 불 꺼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갑자기 물이 어? <laughs> 불 꺼졌어 어 망했어 망했어 네, 네, 네. 와. 오, 고마워. 우와, 와와 와, 불나, 불나는 거야? 안 뜨거워! 죽었어 성우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. 야, 야나 내가 내 사진 봤는데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. 야, 상우, 상우 죽었어. 뭐야, 아직 안 끝났나? 아, 죽어. 아, 뭐야. 제가 힘들어. 는거 도와드릴게요. 아, 아, 상우 죽어. 아, 아, 상우 죽어. 아, 상우 왜? 아니, 아니, 무빙을 해야지 무빙 나. 나 이거 겁나 눌렀어요. 아야 무피하는 거야?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나 어. 나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나아 너무한 무서워 미안하다 아 근데 못 죽인 거예요? 네아 뭐야 아 여섯 명이서 힘이 아, 없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야 한 번 더 할까? <laughs> 깰 때까지 할까? 모자리가 아, 미안데 누가 느린 거야? 나, 나 보이지? 나 어? 진짜 빨리 이거 어, 이렇게 들렸지. 아, 근데 무서웠어 근데 나 이거 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. 바지만 너무 아픈 거야. 아 너무 아 너무 힘들었어. 아, 이렇게 VR 체험을 했는데요. 정말 재밌었고 어, 다음에는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되는데 앞으로 저희 스포필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파이스포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걸 아, 무더위 못 날렸어.